<laughs> 자 오늘도 닛 액션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뮤직비디오는 이게 한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올라왔는데 바로 네. 어떤 분이시죠? 음, 조이너 루카스랑 yes. 그리고 크리스 브라운 곡 제목은요? 곡 제목은 Stranger Things Stranger t h i n g 어, 낯선 자의 그런 것들 오. <laughs> 나도 몰라요 <laughs> 어쨌든 이거 뭐 약간 직역인데 Stranger Things 어쨌든 저번에 조이너 루카스님도 화제가 됐던 뮤직비디오가 있었고 네 조이너 루카스님은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그 암나로 레이스 레이시스트라는 그 뮤비가 굉장히 신선하고 음. 좋았죠 사회적인 이슈도 다루고 음. 좋습니다 아주 혹시 이 래퍼를 잘 모르신 분들은 그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시는 것도 네.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은 I'm not a racist 예 그리고 뭐 크리스 브라운님은 대충 유명하시니까 네.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리액션을 할 건데 그 전에 저희가 뭐 당부드릴 말씀은 당연히 저희 주관적으로 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리액션 하는 거지만 뭐 여러 가지 뭐 나쁜 감정이든 어떤 뭐 이걸 비판하거든 그런 감정 아무것도 없고 그저 진짜 뮤직비디오 아티스트 음악 가지고 그냥 저희끼리 뭐 이렇게 농담도 하고 즐겁게 리액션 하는 거니까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더 즐겁게 리액션 시청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One love 저희 진짜 one love예요. 다 사랑합니다 예. 방해주의자 <laughs> 그러면 <clears throat> 서론이 길어졌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리액션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외쳐보죠 리액션 차가 흔들리고 있어요. 차가 안들리고 어? <laughs> 혹시 뭐 야한 장면 나오는 거 아니죠? 차 흔들리는 거. <laughs> 아니 이 사람. 착한 생각, 착한 생각. 오 어, 머리. 약간 중국 변발스러운 네. 머리를 하고 있다. <laughs> 소리 찰지죠? 소리 아주 찰졌어요. 어. 어. 전에 음. 전에 시간에 전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오나 네. 봐요. 오 역시 미치신 분이죠 크레이지 펄스 뭔가 정말 어 네, 요즘 이런 약간 힘 뺀 목소리로 되게 타이트하게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네. 오. 이거 자기 지금 노래 실력 숨기고 있는 거야 나중에 터뜨리려고 <laughs> pest c o 오 조이너로 카스 멋있는데요? 저 트럭이 뭔가 있나봐 뭔가 근데 저런 장면도 의미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꼭 내면을 보여주는 건가? 그냥 멋있으려고 찍은 거아닌가요 오오 핫걸 어, 아 이분 굉장히 옷 내려갈까봐 조마조마해요 헌팅이라고 하죠. 아. <laughs> 미국에서 훅겁, 훅겁이라고 어, 하고. 훅겁. 한국에서는 저렇게 아무리 트럭 타고 가서 여자애들 불러도 헌팅이 될 확률이 되게 적죠. 안 됩니다. 음. 와. 납치 아니야, 납치? 저 버스 안에, 저 트럭 안에 거의 클럽이에요, 지금. 아까 봤는데. 어, 좋은데요, 이 아이디어. 트럭 안에를 클럽으로개조했고 노는 거예요 네, 돌아다니면서 앱이 굉장히 둘 다 타이트하죠 네. 올 가만히 있는데 그림자만 움직였어요 약간 일, 그거 같은데 전범기? <laughs> 저희 뭐 한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화이팅 아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. 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점점 지금 크리스 브라운이 보컬을 하려고 시동 걸고 있죠 네. 아이 흔들리는 게 안에서 놀고 있어서 흔들리는 거구나 지금 이 장면은 <clears throat> 트럭 안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약간 디자인이 똑같았어요 안에도 저렇게 놀고 있고 아까 밖에 트럭이 막 흔들리고 점점 어다 나왔다 오 필살기 나왔다 흥행 보증 수표 목소리죠 와우! 크리스 브라운이야 누구? 너 몰라? 춤 이렇게 자신에 있잖아 <laughs> 스토리지 크리스 브라운은 엄청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요 아, 자기 그런 거 한적 없대요 <laughs> 자기도 그런 거 본 적 없대 나는 어때? 나부터 누군지 몰라 아, 지금 나올까? 아, 몰라 어. 너 멋있지만 어쩔 수 없어 <laughs> 자아 지금 크리스 브라운의 보컬이 딱 들어가니까 음. 노래가 확 사네 맞아요 어 경찰분들 들어왔네요 클럽 안으로 음. 뇌물을 줬겠죠 음. 어이 아저씨 이마 찰지게 마셨던 한국 사람 경찰분도 지금 슬슬 시동 걸고 있죠 t h e y 아 이분 정체가 뭘지 궁금합니다 뭘까? 또 왔어 어, 만났어 때려? <laughs>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? 아 약간 영상으로 따지면 슬레이트 같으신 분인가 아, 봐요 시작할 때 톡 치고 끝날 때 톡 아. 치니까 아 너무 재밌다 오늘 이제 이렇게 조이너 루카스 and 크리스 브라운의 Stranger Things, Things. 이거 뮤직비디오 봤는데 어, 첫 장면부터 이마를 가볍게 맞는 장면부터 너무 즐겁게 봤고 이제 뭐 트럭을 뭐 클럽으로 개조해서 막 사람들이랑 놀고 하는 아이디어도 너무 좋았고 또 이제 중간에 크리스 브라운님이 시동 거셔갖고 보컬 하는 데서는 저희 너무 신나서 아까 조금 소리 질렀는데 네. 귀 아프셨다면 <laughs> 죄송합니다 아 근데 진짜로 랩을 막 하다가 점점 보컬로 보컬로 가다가 빵! 아 진짜 뭐 노래 너무 즐겁네요 여러분도 이 노래가 굉장히 즐거웠으면 좋겠고 저희의 리액션도 그냥 가볍게 과연 아시아인 중에 코리안 가이즈 코리아에 사는 남자 두 명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해서 가볍게 봐주시면 저희도 좀 재밌게 또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리액션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더 좋은 노래, 좋은 곡, 좋은 뮤직비디오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드레이크 사랑합니다 I love Drake <laughs> 갑자기? OBO Yeah 예, man 네 갑자기 드레이크님을 갑자기 사랑 고백을 했는데 이거 드레이크 브랜드요 알고 있어요 <laughs> 혹시 모를까봐 오비요 옥토벌 웨리 온 어쨌든 이거 광고는 아니고요 광고가 드레이크한테 광고가 들어올 수도 없는 위치지만 네. 이렇게 개인적인 애정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주네요 토론토에서 샀습니다 About <laughs> it from Toronto 오케이 okay. 그럼 오늘은 리액션 여기까지 하면서 다음에 릴 라이브든 또 리액션이든 또 저희가 공연 영상들도 촬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영상에서도 저희를 저희 얼굴이 안 나오더라도 저희 흔적을 계속 찾아봐 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<laughs> 그러면 마무리로 외쳐보죠 릿 액션